데뷔쇼 behind. 함께 보러 가실까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마이크 차신 것도 처음이네요 그죠? 이걸 해보는 게 소원이었고요 소원이 그렇게 빨리 이어질줄 몰랐겠네요 <laughs> 여기는 지금 데뷔쇼 촬영 1일차 현장 지금 이니어랑 마이크를 끼고 있는데 아까 거울 보면서 잠깐 흉을 조금 쳐봤는데 어색하더라고 잘해서 마무리 잘했어 이런 거 껴보는 게 솔직히 연습생 때는 소원이었어요 약간 인이어도 한번 해보고 마이크도 쳐보고 이게 소원이었는데 달성했네요 이제 이제 실감나기 시작해요 데뷔가 눈앞인데 네, 두 번째 촬영 장소입니다 여러분 네, 보시다시피 상당히 허름한 공간인데요 오히려 그래서 좀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요? 제가 마시멜로를 좋아해가지고 저기다가 쌓아놨는데 어떠신가요? 항상 공수 먹을 식량인가요? 네 마시멜로 한 10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입에 아니 그러니까 한, 여, 한다 개? 여 개? 저는 한세개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아,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는 저, 마시멜로 좀 때가 꼈더라고요 찾아됐어요 아니요 치우세요 아 알겠습니다 다 먹을게요 이제 이게 데뷔쇼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진짜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맞아 맞아 진짜 흔히 가질 수 없는 기회인데 이렇게 좋아, 좋은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진짜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확실하고 착실하게 확실하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 충족시켜드리겠습니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려한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던 거죠 팬들이 어 다이시 어디있어? 위시 어디있어? 할 때 딱 나타나면 좀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아 네, 네 김현씨 네, 리더 없는 지금 리드요? 리더 리더 네 제가 없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저희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알죠 알았는데 네. 지금 저희 제스처에 혼동이 와가지고 아, 연실에서 네. 하던 거랑 좀 많이 달라져서 지금 이제 멤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클로즈업이 남아서 표정 위주로 음. 이제 따신다고 하는데 네. 장인잖아요 네, 저는 뭐 걱정 없기 때문에 현 씨는 네. <laughs> 저는 뭐 걱정 없고 이제, 우리 애기들만 걱정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 없으니까 어때요? 어 근데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여러분 네? 리더 없, 없으니까 어때요? 와 진짜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형 없어도 울지 말고 네. 안 울어요 뭔가 팀에 한 명이 없다 이 느낌 안 들어요? 와 진짜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 사이장이 없으니까 심심해요 자중할게요 형 없으니까 형 없으니까 요즘가 중요한 기둥 하나 없어져 상당히 밑으로 왔는데 사비를 하면 다윗 형이 가운서 이걸 해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 해줄 거기 때문에 레랑이밖에 없습니다 진짜 많은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했지만 없는지도 몰랐다 이런 답변 하더라고요 형 없으니까 어때요? 어? 이 없었네요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학이밖에 없네요 이게 분명 편집돼가지고 길어도 한 2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 가수 아니지만 그 위시 형이 중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killing part인 것 같습니다 제 파트 중에서는 저랑 백승이랑 제어당한 만큼 거기가 살짝 두 명이서 춤을 추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의 임팩트 오케이 임팩트의 임팩트 임팩트의 임팩트 단번 놀이기구도 회전부 회전 목마도 안 타요 그냥 놀이기구 자체를 다 싫어요 그래서 롯데인 월드 가면 이제 먹기만 해 그리고 이제 게임장 가서 게임만 해요 그래서 놀이기구 같아요 높은 거 무서워요 생긴 것과 다르게 마음이 어려요 인물도 많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인천 어디? 아빠다리 인천 아빠다리 되게 이뻐요 인천 엄마다리 인천 할머니다 인천 할아버지 짜스입니다 아... 아, 키 많이 컸다. 몇 키가 더 크잖아요. 한 90대냐? 물좀 많이 먹고 알겠어 열심히 할게 뭐?